Wallabies, bring it back. JK, really? War, war, I just war, war, war. Why you want, want, want from my zone, zone, zone? I just talk, talk, talk. 어둠만이 날 지켜보려 해 검은 밤에 나를 비켜가게 만들려 해 어둠만이 날 지켜보려 해 검은 밤에 나를 비켜가게 만들려 해 어둠만이 지켜봐 날도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또 난도 어둠만이 지켜봐 날도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또 난도 Bitches twerk, I don't care I just swear, you just want I just 날 지켜봐 감만 밤은 비켜가 젊은 너는 미쳐가 미쳐 너는 질려가 서둠 사이 달빛들이 비춘 날 외로움이 싫어 난 사랑만이 지켜 날 기다림이 지쳐 난 뜨거운 걸 시켜 난 원하는 걸 시켜놔 그래도 난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게난 좋다 말하고 있다고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갔으면 해 모두 다 w h I just want, want, want Why you want t o u c for my love, love, love I just t o u c t o u c t o u c for my love, love, love 어둠만이 날 지켜보려 해 검은 밤에 나를 비켜가게 만들려 해 어둠만이 날 지켜보려 해 검은 밤에 나를 비켜가게 만들려 해 어둠만이 지켜봐 날 더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도 난더 어둠만이 지켜봐 날도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또 난도 Bitches twerk, I don't care I just swear, you just want I just swear, you just want it more I just want it bangs anymore I'll be cutting bangs anymore I'll be cutting bangs, got it more I'm got it more